妈。 머리 커서 다 보여요 아이고. 아이고. 아. 지금 집이 난장판 됐어요 에일이 있던 자리에 내가 오줌 냄새가 배가지고 청소를 좀 했더니 난장판이야 아이씨 야! 왜 캐티에 올라가 있어? 야이씨 야이씨 <laughs> 야이씨 어디가? 야이씨 내가 힘들어 죽겠어 지금 너 때문에 빤스 입고 놀아 빤스 다시 입어 빤스 다시 입어 입을 줄 알잖아 빨리 다시 입어 아 입어 빨리 다시 돌아버리겠네 아이고 아이고 빤스씨뭐 허물이야 아, 반스 다시 입, 입으세요 아 어디가 빤스 입으세요 빤스 입으세요 뭐야 이거 성게야? 뭐야 이게 <laughs> 이게 뭐야 <laughs> 청소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앙팡이도 힘든가 봐 에일이는 밖에 나와서 너무 좋은가 봐요 저기 있 저렇게 저기 있 자고 있어 그래 조금 낮잠을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음, 음, 음, 안녕